먼저 압박복을 입는 이유는 압박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압박복을 일시적으로 벗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하신 분들 집중! 안녕하세요 예약상외과 최평림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지방흡입후 착용하는 압박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먼저 압박복은 집도인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 집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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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개월 차까지는 압박복을 입는 시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 3개월 차까지는 필요에 따라 입고 복고를 반복하지만 바이어 본드가 풀릴 때까지는 꾸준히 입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흡입량이 많을수록 회복 속도가 느리고 바이어 본드가 풀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는 입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박복 착용 기간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복되는 시간이 개인차가 심하므로 귀와 딱딱해졌던 부위가 풀리는 시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압박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압박복 세탁을 하려면 탈의를 해야 하는데 2주가 안 됐어도 벗어도 괜찮은 건가요? 수액이나 땀에 의해서 압박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중간에 세탁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압박복을 벗는다고 해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세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압박복을 줄여서 수선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선을 해야 하는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두기가 줄어드는 시기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한 번 수선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 사이즈에 따라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수선이 가능합니다. 아 수술하고 압박복을 줄일 때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압박복이 꽉 조이지 않는다면 압박이 안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약간 과할 정도의 압박이 이루어져야지만 모양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붓기가 많이 심하더라도 압박복은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나요? 붓기가 심해서 압박된 부위 아래쪽에서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신호로서 하루 이틀 정도는 벗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압박복에 주름이 생기면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1차적으로는 압박복을 위아래로 바짝 당겨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르게 착용해야 되고 잘 당겨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이 되지 않아 생기는 주름에 대해서는 수선을 맡겨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입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복부 지방을 입하면 네. 벨트 착용하면 그것도 주름이 남나요? 네. 그럼 약간 피해야 되는 복부 흡입 수술 후에 압박복 착용은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벨트를 과하게 조였을 때 그 부분에 심하게 눌려서 모양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벨트 자체를 채우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그러니까 느슨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압박복 착용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압박복을 일시적으로 벗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압박에 의해서 피부와 닿는 부위에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이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른 부위가 붓는 경우 그리고 짓물음에 의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압박복을 벗으셔야 됩니다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증상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입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압박복 완전 정복 느낌이에요. 유익한 정보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압박복 착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방 흡입 수술하고 나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신경이 쓰이고 궁금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이 많은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아트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